와, 아우 이번에 참을 수 있나? 어. 오, 또즐거다 모래가. 형이 멋있게 이번엔 원집. 아, 보기만 해도 무서워. 아, 옛날의 생각이 나. 노란색이네 이번에. 너무 어, 큰데 와 먹을게 일단 시작하고 먹을게 어 냄새 어 냄새 시작 음. <laughs> 와우 아우 아 매워 아. 아. 아. 와 아우 이번에 참을 수 있나 아. 아무 참을 수 없다 오 도저히 것 같단 말이야 아. 와와와와와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아아 아, 다시는 다시안할 거야 100%안할 거야 100% 아 공포 와 진짜 미쳤다 완전 미쳤어 그런데 할수 있는 것 같아 귀가 뜨거워 보이나 아, 덤. 아, 입술 마비됐어. 으 형은 할수 있다 형은 파이팅 아, 돌았다 미쳤다 미쳤다 돌았다 아, 아 생각은 잊어버렸다 아, 시간도 안 갔네 아 빨리 빨리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성공 성공했다 병이 성공했다 아우 아파 아 손이 돌아 소리 너무 달다 소리 잘요 소리 잘요 아유 아파 아 아파 얘들 안녕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일이 있으면 댓글 달아줘 형이 먹어줄게 도와야 놀랬지? 아, 아니야. 뭐, 어.